아직 안 눌렀니? 구독하기?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8시에 지디 콘서트 티켓팅이 있어서 방송을 일찍 켰습니다. 여러분 이 콘서트 티켓의 팁을 제가 어제 보고 왔습니다. 일단 크롬으로 어, 키셔야 되고요. 지드래곤 콘서트 티켓 화면을 띄워놓고 네이버 시계를 보면서 딱 59초에 예매를 땅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옥션은 모바일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랑 동시에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매를 했을 때 뭐 뭐 예비 예비 500등이라든지 뭐 그렇게 뜬다고 해서 새로 고침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돼요 아 떨려 떨려 됐어 됐어 아 57분 26초 두근두근 두근두근 언니 저 작년에 같은 곳에서 열린 빅뱅 콘서트 갔다 왔습니다 GD 콘서트는 보조 무대가 없고 standing이기 때문에 standing 맨 앞구역 아니면 단차가 없어서 뒷구역은 의미가 없어요 차라리 단차가 있는 2층 맨 앞구역 가시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선거 아 2층 2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층으로 아 53초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인원은 <laughs> 미쳤어 12,778명입니다 <laughs> 대박이야 페이지를 로딩하고 있습니다 제이열이 아직 남았는걸? 아니 누를 때마다 자석이 없어져 어 이제 매진된 것 같은데 허! 한 자리 잡았어! 저 그 혼자 가야 되나? 아난 대두님이랑 가려 그랬지 둘이서 일단 일단 결제를 해놓자 나나나나나나 여보세요? 언니 어디 끊었어요? 나? 제이 3층이죠? 3층 같은데? 제이열이니까 3층 제이열? 응 <laughs> 왜? 왜? 야 너네 뭔데? 우리 다섯 장 끊었어요 헐 진짜? 네 금손 박루피님과 금손 수익님께서 어 끊었어요 어디에? 무슨 자리에? 무슨 좌석에? 심지어 루피는 테이블 좌석 리허설부터 들어갈 수 있대요 헐 진짜? 두장 끊었고 2층 맨앞건화자리 C, D 있는데 3장 끊었어요. 짜라라. 진짜? 네. 혹시 다섯 명 너네 친구들 있니? 동생도 잡았다고? 예. 동생도 잡았다고? 수행님 동생도 잡았다고? 몇 장 잡았어요? 두 장? 그럼 우리 총 일곱 장. 어! 와, 대박이다. 그 거기는 티켓 자리 어딘데? 동생 3이래요. 아 그래? 그럼 나 이거 취소해야 되겠다. 또 다른 GD팬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되겠어. 야 누피 진짜 대단하다. 완전 금손이다. 헤이. <gasps> 언니 수익님 여동생이 2층 연속으로 잡았대요. 대돈이로 나란히 앉아있어. 와 진짜 대박이다. 티켓팅에 연속을 로또만큼 했는데 와 진짜 대박이다. 티켓팅 만내을 여기서 보다니 역시 내가 직원들을 참 잘 뽑았지 앞으로는 이런 티켓팅은 우리 직원들한테 맡겨놔야겠어 오늘 정말 아름다운 날이죠? 음, 음, 음.